Where are you from?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우. 뭐 해요 지금? 아, 뭐 해요? Korea. 지금? 뭐 해요 지금? Kabar Apa kabar? baik. <laughs> Aku di skip terus. Oh ya, maaf hmm. ya kadang-kadang internet kok aku lagi ngelihat kemana aku suka ngeskip skip itu. Oh iya iya iya. Gimana udah dapat editor? Sudah. Wah mantap. Itu sistemnya gimana? Maksudnya standby di situ atau send file gitu? Send file lah. Oh. <laughs> Wah enak ya kalau udah jadi orang terkenal tinggal enggak lah belum lah belum terkenal lah aku belum kayak bikin aki lah <laughs> belum dong jauh banget dong maksudnya ya yang susah itu subtitlenya itu aku aja subtitle sebenarnya iya kadang aduh bikin kayak bahasa Korea itu malas nulisnya ngetiknya artinya bikin artinya gitu enak enakan ngobrolnya ya ngobrolnya enak tapi kalau bikin aduh editnya yang lama <laughs> bisa sebenarnya itu sih sebenarnya aku aku lebih senang aku cari konten yang ah. edit nah. biarin orang lain okay. karena aku udah udah nggak udah nggak sanggup edit tuh nguras waktu banget iya benar ya aku aja bisa berjam-jam ah pasti ini, pasti lama, banget ini kalau nggak biasa pasti sih. kalau udah terbiasa mungkin cepet ya kayak yang udah expert gitu kan Aku aja. Kalau aku, aku tuh gimana ya? Karena aku orangnya uh, ini pengen bagus editannya, ya jadi kayak aku yatin lama. terus, jadi lama. aku aku nggak apa Ini udah bagus dong. Yang aku kalau ngobrol sih lebih enak. Cuman kalau pas ngedit, aduh, ngeditnya cuma sebentar, cuman yang bikin subtitlenya itu aduh ini lama banget pasti Jadi, pasti sama kalau semua semua kayaknya problem semua youtuber nah, Ome TV itu itu sih aku aja aku aja males kan bikin kadang tiga jam belum selesai aku tak tinggal lah kadang ada keperluan lain kan di luar ya iyalah pastilah ada kita ada yang pengen dilakuin atau apa kan nah, ada pekerjaan kan Ah, nggak ini apa nggak bikin video aja ada tak tinggal aduh belum jadi nanti aja nanti lanjutin gitu kan malasnya bukan main tiga jam aja belum kelar aduh ini subtitlenya susah ah, kamu mending kan tiga jam belum kelar aku kadang uh, bisa seminggu aku kelar eh, editnya pakai apa uh, Filmora Filmora seri sepuluh ada itu yang baru sebelas. Enggak, enggak kuat. Laptopnya sepuluh aja suka ngoy. <laughs> Tapi laptopmu kok bisa pakai laptop? Tapi kok bisa speknya apa? Kok bisa live streaming? Punya aku nggak kuat. <clears throat> Nggak tahu. Aku oh, aku nambah RAM kemarin. Ah. Core, tambah RAM. Core i9 apa 7? I i i3 Oh, I i five i five i five VGA-nya berapa? Ada VGA-nya? VGA-nya berapa? Aduh, gue nggak bisa lihat lagi. Gak tau dah. VGA-nya gak tau. Emang kamu terus uh, nggak eh, tahu? <laughs> aku aku beli cuma kayak ya udah asal pilih aja tapi kok live streamingnya bisa lancar gitu ya punya aku aduh tapi Ya. Tambah RAM, aku RAM-nya nambah. Ini tadinya RAM-nya cuma 8 GB terus ditambah jadi 16 itu. Jadi 12 12 tambah lagi. Oh, jadi 16 berarti ya. Oh, tapi kok eh. Nggak, jadi 12 GB deh kayaknya. Satu tuh 4 GB, satu ah. 8 GB gitu. Kok malah kok nggak bikin 88 gitu malah pencet nggak bisa kalau nggak salah tuh kemana aku mau bikin jadi 8 tapi hmm dia bilang kenapa gitu gak bisa oh. katanya jadi dibikin jadi pelatih aja ya udahlah hmm. itu jadi lancar sih iya sih ntar kalau dulu juga sama patah-patah kalau kamu lihat oh, awal-awal oh, itu iya, iya. live streaming aku aku tambah ini sama internet hmm. paling penting tuh internet kalau speed berapa internet pakai speed berapa aku tujuh 75 sih 75 berapa tujuh M, lima Mbps. I think, ya. Yeah. Wah, gede juga ya. Tapi tapi aku dia bilang lima, tapi kalau aku speed test, test nah, tuh kayak test. minimal 35 lah, 40. Oh, apa? Apa CBN, Circle One, Circle One, I think. Oh, itu tembakan gitu. Gak tahu apa ya, ini Circle One ya kayaknya. Oh, Cuman banyak ya. yang penting tuh kalau kalau live streaming internet sih harus cek oh. speed dulu Aku pakai itu 40, sih. Aku pakai 40. Aduh, ini kayaknya kurang ini ya. <laughs> minimal 50, 50, 50. Mbps 50. Aku, kan- kan- minimal 50. aku, nah, aku kan nggak live streaming jadi ah nggak masalah lah. Sebenarnya iya sih kalau kalau aku sih kan soalnya aku live nah, streaming. Nah, jadi aku kemarin aku. juga pakai yang 50 tapi kayaknya masih kurang jadi aku naikin lagi gitu. Oh. 75. Wah, gila. Gitu. Per bulan berapa? Nyampe berapa? 500 kok murah banget ya 70 500, 500. punya aku 40 Mbps 400 yes kalau kalau untuk recording nggak masalah cuman kalau untuk live streaming di satu sisi internet speednya juga mempengaruhi mungkin ya internet speed harus internet speednya hmm. bagus sih sama soalnya Iron Heart pun dia nanya ke aku Yohana kamu kok bisa streamingnya lancar kamu pakai laptop gak tahu <laughs> gitu gila ya punya mu ini speknya apa kok bisa lancar gitu aku aja aduh ntar lah kalau aku ada... laptop aku cuma Asus doang Benar kalau ada duit bikin kayak raket PC sendiri aja lebih kayaknya lebih. Sebenarnya iya sih. Nah. Sebenarnya aku pun sempat berpikir kayak apa aku tapi, jual laptop aku. Tapi kita beli laptopmu PC gitu. Kalau sering 24 jam online bisa meledak gitu kayak punya aku. Aku kan dulu beli kan build up kan merek Samsung. Meledak maksudnya ada spare part oh, ya? yang nggak bisa diganti terus ya udah aku buang aja nggak dibuang sih maksudnya taruh di rongsokan jadi nggak bisa dipakai lagi aku beli build up uh, dulu di Korea beli berapa ya 10 juta kalau nggak salah cuman nggak bisa dipakai lagi karena sering online gitu lebih baik kalau mau itu pakai PC rakitan sendiri jadi speknya bisa beli milih-milih gitu lebih kuat sebenarnya sih ya cuma kalau aku aku kayaknya kalau PC kayaknya agak kurang deh. Soalnya, Soalnya kalau PC, aku ya tim... PC ke, apa kekurangannya harus di rumah kan nggak bisa dibawa-bawa. Iya iya lebih, itu dia lebih sih. kuat PC sih deh, menurutku. Laptopku aja sampai meledak. <laughs> Aduh gila. Sekarang aku pakai PC aja lah. Hmm. Oke okay, dah aku ah. mau lanjut dulu ya. Oke oke. Oke. Nah. Good luck. Yuk. Mm. White Korean flag uh, because I like Korean. I can speak Korean. Oh, you can? Uh, you can oh. speak, you can speak Korean maybe? 아니요. 아니요. it's okay, it's okay. 어. I, 이름이요? 어, 저는 잭입니다. 어. 어, 잘하시네. 네. 너 한국말 잘해. Mm. I'm working in Jamshid. Huh? I'm working in Jamshid. Jamshid? Nah. What's that? I don't know. Uh, it's Seoul in Korea. Ah, Jamshid. Are you working in Korea? Onji. Um, six months. I'm here. I'm graphic designer. Oh, I work. Six. six. Company. Hmm. Where you from? Romania. Oh, wh- why? Why you can speak Korean? <laughs> Why not? <laughs> 한국 살아요? 네? Oh, nice. <laughs> no, I'm just kidding, bro. I don't know. No. 아, I, I'm not. I'm not from Korea. Not. 아, 한국 살아요? I. 음, 아니요. 루마니아 살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Why you can 네. speak Korean? 어디 배워서요? 아. 한국말을? Uh, this is like my first year in my master, so that's my major. 아, Korean language. So you can speak Korean very well. <laughs> Uh, no, not really very well, but like I can speak. Yeah, a little bit. 아, 나도 Yeah. <laughs> 나도 한국말 좀 할 수 있어요. 아, Oh, 한국 가봤어. 7년 동안 아, 한국 조금 7, 년 동안 한국 일했어요. 그러면은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아, yep, yep, exactly, exact tune. a bit. Exactly, you say you say it a bit. Exactly like you. 아, 어, 아, 아, 몇 살이에요? 응? 몇 살이에요? Okay, this one I don't know what, what is the meaning. Me, me, yeah. How old what? are you? Me, Hari, Yayo, how old are you? Oh, I, I, I forgot how to say. Oh my gosh, my age. <laughs> <laughs> I forgot. <laughs> how do I ah. say 22? Uh, ah, I have YouTube channel about uh, Korean languages. Mm, okay. Um, can I can I give you a ping? Yes. apa kabar? Huh? <laughs> apa kabar? you, you can say Indonesia? Ah, tidak bro, tidak. Ah. Saya suka belajar bahasa Indonesia. Wow, nice. Wow. Eh. eh <laughs> Indonesia hamal Indonesia mal tuh cara. Hmm. Eh. Polyglot. <laughs> Hmm? Polyglot? Nah. No, I mean, sort kind of, but like I just started to learn Indonesian and uh, oh. and Korean. Yeah. Oh, nice. Have you ever been? Yeah, I mean, I can speak other language. Uh, yes, I've been in Indonesia. Oh, where? I've been in Surabaya, Bekasi, oh. and Bali, nice. Very hmm. interesting. Very good. Wait, wait, wait. Onje. Where where from? Onje Hangu, uh, Onje Indonesia was. I'm from Indonesia. Mm. Uh, central. Like, like yeah, but like like uh, uh so, so, I don't know like uh, um Sumatra, um Java. Uh. Eh, central, Central Java. Java. Ah. Okay. Oh. Wow, nice. Ah. Come to Indonesia again. 대박. bagus, bro, bagus. keren, keren. Wow, nice. 인도네시아 말 잘해. 한국어도 잘해. nice. My, my, my Indonesian and my Korean is fucked up. 어, like, 어, it's 어, just. 어, 어떤 잘해? 어, 한국말, 인도네시아 말. 어, but Oh, wait, can you translate that? Because I didn't got it. 아, 아, 인도네시아 말 잘해? 어, 너무 잘해? 어, 한국어 너무 잘해? You know? Mm, I, I, I'm no, I'm lost. 아, That's why I say translate it for me. Translate it Ah, because I okay. didn't know. wait, wait, wait. 잠시만요, 잠시만. Hmm. 아, 인도네시아 말, 아, 아, you speak Indonesian uh, better than Korean languages? Ah, no. No. Uh. I just saw like uh, last week Indonesian, bro. Last week, ah. one week. <laughs> you know, I, I know. Wait, wait. I know in Indonesia only like uh, kamu saya cinta, uh, nama saya Jonathan dari Romania, ah. orang dari mana. You know, like Gosh, stuff like that. Very good. Very good. Ah, you you meet uh, Indonesia people before, like uh, YouTuber, Indonesian YouTuber. Oh yeah, yeah. Oh, no cool. Indonesian. Why not? People uh, like uh, Indonesian YouTuber. It was like a really mm, famous guy actually. Ah. Like five million subscribers or something like that. Uh, Bawas Siapa? his name? Huh? Siapa? No uh, uh, I forgot his name. Uh, Indah? Indah. Uh, nah, girl, girl? Um, nah it, was, it was a guy. It was a guy which was speaking a lot of languages, like even mine language. Fikinake? Vicky, Vicky Naki, ah, yeah, that Vicky Naki is very uh, ah, good. Uh, Vicky Naki, famous YouTuber in Indonesia. Uh, yeah, like six million now. Uh, subscriber. Yeah, I mean, I, I've met him like uh, two or one year ago, I, I Ah. think. Yeah. Oh, he he can speak uh, Romanian, uh, Russia, Russia. Uh, Я тоже, брат, я, я, я знаю, чт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я тоже очень хороший, это у меня язык. <laughs> It's very good. Uh, famous YouTuber in Indonesia, Vicky Naki. Yeah, because uh, but now I'm just small YouTuber. I I can say uh, uh just Hanguku. Oh, only Korean. Uh, okay. Korean, uh, Korean better than my English. <laughs> Bikin lagi like okay. Turkey, Turkey, uh, Turkey, Poland, Polish, uh, Russia. You can speak uh, five languages maybe. <clears throat> Eu vorbesc limba română de asemenea. Я знаю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я тоже, братан. Uh, eu rozumiem по польsku язык. Um, what else? Uh, ich spreche Deutsch. Uh, ich ich habe keine Probleme für mich und um, ja. Um, yo entiendo español muy bien, muy bien. I don't Pe- understand. I cannot Eres muy similar je, parlais français et toi et, et, très bien. I have <laughs> speaking a lot language. languages too. It's not. okay, nice to meet you, bro. Have a nice. Nice meeting yourself. you too, bro. Have a good night and all the best. bye. Yeah. <laughs> Have a good. night, mm. Bank Jack Korean. Hi.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서 반갑습니다. 아, where you from? 아, 몇 살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 어디서 왔어? 아, 몽골에서 왔어. 아, 몽골 사람. 알았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네. 음. 떨어뜨 한국 있잖아요 지금? 예? 한국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살아요? 참. 아, 예, 우리가 한국 살아요. 아, 뭐 했어? 한국? 아, 그냥 공부해요. 아, 공부. 음. 언제 아, 한국 와서? 어, 아. 너를 뭐 해요? 어? 어 예, 어, 음, 너, 음, 너는 한국은 뭐 하세요? 아, 아닌데. 지금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 <laughs> 사것 같아요? 사는 같아요? n 네. 한, 국말좀 한수 있어요. 조금만 알아요. 그거, 그거에 두에 왜, 그 한국, 그 뭐. 떼국이? 떼국이? 아. 네. 야나 알다서 라오스 노린 것같은 와, 그럼 인도네시아에 뭐 하세요? 아, I'm YouTuber. 오 마이 갓. 대박. 아, small YouTuber. 아, 지난 지난달 지난 지난달 만들었어요. About Korean languages. 아, 네. Subscribe my channel. 어, 네. 채널 네. 네임 한국 어디냐고요? 에? 서울. 어 서울에? 어디 어디서 서울에? 용산? 아 서울에 연산? 서, 울에 어딘데? 용산? 명, 아, 아니, 그거 우리가. 용산 가까워요? 아니, 저, 우리 저, 부천 요, 쪽에 살아요. 부천? 9천. 아, 9천. 이, 이, 이, 기특이지. 안 움직였다. 요이, 이 프라가. 안 움직였다. 어떻게 못 움직였어? 못 움직였어. 그래서 내려왔어, 이게. 아. 예? 한국 가왔어. 가왔어, 이게. 가왔어. 몇 살이야? 어. 어. 검색? 검색? 아, 몇 살? 음. 우리도 서른 살 넘었어요. <laughs> 서른 살 넘었어요. 서른? 아. 네. 스무 살. 미들? 뭐, 몇 살? 옆에 옆에 사람. I'm so cute. 인문이 계시다가 알려주다. 인문이 계시 진짜. A los Vende. Nie, yo y tú. En YouTube no para tú. ¿Lo c r e e Yo bank check k o r e a Bank check Korean. 아 잠시만요. 음, 오케이 알았어. 그 오, 어, 어, 어디서 한국말 배웠어요? 아 그냥 인터넷 배웠어요. 어 인터넷에서? 와. 어 근데 잘하는데요? 아닌데. 너 너무 완전 잘한 거 없어요? 너 너무 잘해. А иймэрхүү юм. Тэгээ 160-ны нөө юм. Тэгээ нэг 531 subscribe. Оо. Оо. Ирэхгүй биш. Явсан. Оо, хаяг угаасаа нөгөө Кром харангууд. Одоо ингэ янз янз хүмүүстэй тарах бичлэг хийдэг юм шиг. Аа. Энэ бидний бичиж байгаа болов уу? Уул яг ээ. Комт. Монгол мал цалмадээс. <laughs> Oh my god. Are we in your YouTube? 음. 오케이 괜찮아? 상관없어 아 내일 I will upload on my YouTube 아 it's, it's me 뭘. 와, 담당 정말. You're so popular. 소포르. 맨이 또 있는 분이에요. 먹은 사람 많이 본데. 음. 아. 결혼했어? 그 아니요. 결혼 안 했죠. 친구 친구는 어, 올해 결혼 안 했는데. 아, 알았어. 결혼 안 했어. 남자 친구가. 있었어? 아, 남자친구 아, 없어요. 남자친구 <laughs> 없습니다. 왜? 낭송하는 이쁜데. 아니요. 여자친구가 있어? 아, 없, 없었어. 음. 아, 인도네시아는 로 와? 인터넷으로 읽네. <laughs> 어, 이름이 뭐예요? 아... Uh... 니카 랑이를 때. 근데, English name? 아 아, English name and Mongol? 아, 라조리. Lajuri? 라조리. Lajuri? 아, and you? 아, I, <laughs> I don't have like English name. 영어 이름이 없어요. 어? 영어 이름이 없어요. 아, <laughs> 그냥 몽, 몽골 이름. 뭐죠? 아, 몽골 그냥... 이름은 노민. 노민? 음, 노민. 어, 노민. 노민씨. 노민씨. 어, 예쁜데? 어, 이리, 그 이름이 뭐예요? 아, 빵짝이요 아, 잭, 잭. 그냥, 잭이요? 빵, 빵 like u 어, 오빠. Indonesia mal. Pang. Ah, brother. Opa. Ah. Like ah. brother. Mm. German, oh, And then Korean. Uh, uh, I use uh, this flag uh, my profile YouTube channel. Uh, uh, um, okay. 우리 한국말 배우기로 나도 한국말 배, 배우고 스테인왜 이렇게 잘하는? 아닌데 조금만 알아 에에 인터넷에 썼음 이때 믿고 아이 아, 나이가 몇 살이 아, 아몇 살이 내가 몇 살이라고 뭐 생각해 아 서른 살? 너몇 살이야? 아. 올해 스무 살이에요? 25? 25? 25? 아. 예. 25 아, 맞아요? 25 아닌데 아, 25 25? 아, 서른? 아, 그래 맞아요 서른? 25 25? 아 맞아요? 20, 아, 나이 나이 아, u s 아,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ike that. 1, 2, 3, 4, 5, 6, 7, 8, 9, 10. 한국말 잘하네. 너 조금만 알아요. 너 당신 너무 잘해. 인터넷에서 배운 음,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우리가 그 한국어 선생님 아. 한국 한국 한국 사람 가르쳐줘요. <laughs> 나도 음. 한, 한국어 배우. 예. 조금, 아,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 음. 한국말 배우 on 오메 TV. 아. 음, 어. 아, 어디에 살아요? 인도네시아. 음.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아, 잘 모르겠어. 어. 디부스주는 놀러 가시갈래 한국 한국 한국, 가면은 놀러 가시게 어, 래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어, 한국 가고 싶은데. 음. 아, 놀러 가시게 래 다음에? <laughs> 한국어 하면 그랬죠. 아,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laughs> 그래? 진짜? 뭐, 뭐 맛있는 거? 소주? 술? 아, 술, 음, 술 너무 몽골, 글쎄 몽골 사람 술 마실래요? 아, 어제 술 마시죠. 마셨어요 뭐요? 아. 너무너무 부페 부페 니가 있어? 남겨 소고기? 음. 힘이 나 힘이 있다 아, 다음에 시간 있으면 아, 한국 가고 싶었네 놀러 같이 갈래? 어디? 부산? 어, 그래서 서울 오면 연락하세요. <laughs> 음. you have Instagram? u 어, 인스타그램 방까 어, 아, 인스타그램 있어요. 네. 아, 줘봐. Your uh, ID uh, Instagram 줘봐. 아, 인스타그램. 비디오 음. 곡. jammerlijk moest doorsturen. Moet jij? Ah, Instagram. Oorlijk. Oorlijk. Oorlijk. 세명 살아요? 네명 살아요. 네명 기숙사에 네명 살아요. 아, 기숙사. 왜? 한... 여자 기숙사. 아, 그래요. Би ингээд 3 жилийн өмнөөс танилцсан. Тэгтээ зүгээр мүгээр тэгтээ subscribe заримдаа гоё мэдсэн гэдэг юм. Тий. Заримдаа амар надад амар гоё болох юм. Намайг гоё болдог. Тий. Тамиг намайг гоё болдог. Тий. Тий юу хийх чи дээр авах чинь хийх бас коллеж дээр балай биш тий. Ой, are you laughing? Ой. Айдине? Ой, очима. Whoa, Captain. Why are you laughing? Wait? Ha, ha, ha, ha, ha. Like that. oh. we, we're... just like, I'm sorry. it's okay. No problem. 상관없어. okay.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안녕. 잘